것 같아 Sometimes I'm bad c a u s I want to I want to be a devil 네가 사랑한 내 목소리 가리대니 맘을 난 도질 하고서도 이렇게 멀쩡히 노래 불러 아, 물과 기름이 달과 태양이 이게 우리 마지막인 것 같아 Sometimes I may